에스크셉으로 와보세요 네. 저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? 네, 이 정도일 줄은 생각이 안 사진으로 봤을 때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아 잠깐만요 안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멀죠? 멀리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줄게요 보면은 곱슬머리가 진짜 심하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 악성 곱슬이다 이 정도면 보통 어렸을 때는 생머리에서 나중에 사춘기 때 곱슬로 많이 바뀌는데 와 이 정도면 진짜 심하다 와, 와. 실제 머리입니다 이거 가발 아니에요 안에 있는 머리 좀 저희 보여드릴까요? 모지를 이렇 머리카락을 만지면 은그 냥 흔히 들었겠지만 많이 뻣뻣하다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한 명 볼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뽑히는 거예요 오늘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기 전에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. 원하시는 머리가 있어요? 불륜감 있게 깔끔한 머리로 하고 싶어요 사실 곱슬머리는 그냥 피는 게 답이거든요 그냥 쫙쫙 펴주면 펴지기만 해도 그냥 디자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뻐요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그냥 펴지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최대한 비율에 잘 맞는 볼륨을 맞춰서 머리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, 이제 곱슬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볼륨 매직을 하거나 매직을 했을 때 이비 맞은 생쥐 마냥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불편하시고 싫어해요 물론 볼륨 매직이랑 이제 아이롱 펌이 이제 실력에 따라서 디자인의 재량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을 해서 우리 학생 머리에 이제 최적화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실 건데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? 가보시죠. 네. 야, 어, 머리, 머리에 돈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. 음. 어. 머리 얼마씩 주고 했어요? 머리 한번 필 때마다? 14만원. 14만원 정도. 이 곱슬머리는요 여러분들 이 헤어라인 있죠? 이런 헤어라인들이 그러니까 페이스라인 얼굴형에 가까울수록 깔끔해 보이는 게 제일 전체적으로 예뻐 보여요 곱슬머리로 긴 머리 이렇게 내리는 머리 해가지고 볼륨 계속 피면 원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항상 한보다면 그죠? 근데 짧은 머리면 원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알아야 될 게 방금 말씀 딱 하신 것처럼 곱슬머리는 길면 길수록 불리해요 길면 길수록 불리해요 그리고 머리를 내릴수록 불리해요 맞아요 그래서 동양 머리 중에서 대한민국 머리는 무겁게 내리는 머리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은 남들은 이렇게 곱슬 대고 싶어서 오히려 돈을 써요 그 외국인들은요 이러 올리기 좋고 편하거든요 맞아. 근데 하필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머리가 유행이라서 맞아. 가성비 너무 최악이고 유지기간도 짧고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모질에 맞는 머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만의 낭만을 찾겠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낭만을 찾으러 가는 거죠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거의 머리가 이제 뚜껑처럼 덜렁덜렁 거릴 수 있어요 two block 모양이기 때문에 초가진 머리가 그죠 이렇게 지금 안에 있는 머리랑 덮는 머리랑 차이가 납니다 머리를 들쳤을 때는 지금 이런 헤어 커트 선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자 이제 윗머리가 남았는데 윗머리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? 기본 베이스가 댄드컷으로 들어갈 거니까 앞머리에 거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뒤에랑 옆 뒷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벨디 커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네. 그러면 일단은 순서가 커트를 해서 지금 모양을 대충 잡고 이제 볼륨 매직을 하고 커트 한 번 더 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지금 커트는 일단 대충 잘라놓고 디테일은 이따 잡겠다. 일단 전체적으로 틀만 맞춰놓고 다 하고 나서 한 번 다시잖아요. 네, 여러분들 커트가 끝났습니다. 네, 충격적으로 이게 커트가 끝나는 모습입니다. 놀라울수 있는데 숨도 내셨고 질감도 충분하게 지금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커트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? 거의 커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틀만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. 네.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서 머리 피는 작업을 할 건데 머리 피고 나면 머리 길이가 완전 달라져요. 마무리 커트할 때 그때 다시 모양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트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고 불필요한 머리 작업할 때 불편할 아. 수 있는 머리들을 해결하는 정도? 그 정도만 정리를 했어요 이 기술에 있어서 약발도 존재해요 이 모발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힘도 좋고 굵기도 있고 빛이 들어갈 때마다 끊겨 지금 보기에는 그 단순하게 약을 바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약이 잘 흡수가 안 되거나 혹은 잘 안 발리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나면 은 결과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디자이너 두 명이 한 명 손님에게 붙어서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근데 구독자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보기가 지금 약 처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열 처리를 할 건데 일반적인 열 처리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습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 기계를 통해서 머리를 찐만두처럼 찔 거예요 이게 이제 습식으라는 건데 머리를 쪄가지고 구석구석 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손상이 좀 덜해요 건조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머리가 많이 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봤던 그 곱슬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젖어 있는 거고 말리면 곱슬이 다시 기적적으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린 머리를 말린 다음에요 아이론 기계로 뿌리를 살리고 그 위쪽 부분은 볼륨 매직기로 피 삐고 끝쪽에다 그 컬을 살짝 말아줄 거예요 빨리 말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끝나갑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땡겨져서 디자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합니다 전환근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이제 볼륨도 빠방하게 잘 살리고 머리도 흐름을 주고 컬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이제 중화하고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자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지금 잘 나온 거 같나요? 잘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요 우선은 커트 안 했고요 볼륨 매직만 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엥? 이게 뭐 다 된 거야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컬 모양대로 잘 나왔고요 머리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피날레 장식해 주시죠 커트가 너무 예쁘게 됐는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하실 거 있습니까? 아 커트보다 오늘 시술한 게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앞쪽 건 속에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마무리 스타일링하고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. 근데 지금 말리기만 한 거거든요 스타일링 안 하고 말려서 이 정도가 나오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before after 비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어마무시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, 저도 제가 했지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여드렸고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에스크쌤 진짜 정말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에스크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예약을 받으시면서 또 인사를 또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미있고 정보있게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